안녕하세요 기세TV 기세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리가 저한테 브이로그 영상에 올릴 원본을 보내줘서 현재 편집을 다 마친 상태이고 그냥 올리기에는 좀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도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시점에서 저의 실시간 반응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함께 담아봤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러면 같이 영상 보시러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음, 날씨가 좋은 것 같네요. 목소리가 낮은 건 방금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은 저 사슴 본것거든요 여행 갔다가 주차장에서 사슴 찾아가지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같이 산책하고 그런 꿈을 꿨거든요.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찾아볼게요. 아, 뭐야? 요즘 완전 신기한 신해 많네요. 그 우와, 이번엔 판다를 해봤는데 판다 왜 이렇게 커요? 너무 무서워.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서운 것 같네요. 만약에 아침에 아침에 갑자기 나타나면 못 도망치다 도망갈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도망가요 나였으면 바로 그냥 저 도망간다. 아침이 약해가지고 바로 못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핸드폰 보다가 음, 뇌를 깨워가지고 <laughs> 뇌가 깨면 내려가요 이제 슬슬 내려가요 내려가세요 배고파 어, 고파 <laughs> 오, 귀엽죠? 어하요. 오하요. 어, 잘 잤냐고. 하요. <laughs> 되게 말 잘 들어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아야. 어, 아침부터 치스프 먹네. 저는 바로 그냥 치킨 뜯는데. 건강챙긴게최고인것같아요 <laughs> 아이빛나시니까이해부탁드릴게요まあ、この満州事変以降ですね1931年以降になると経済設備を復旧させるというふうなですね、えー、そっちの方の、えー 旅行孫にそこが強いです1年も含めて1%ですから、まあ、税金ちょっと除きますいろんなこの時期の相互からスプレッドの部分を、えっ、ー、と、ここまで来るの主には、はい、顧客取引の中でも、こういったディスカウント、プレゼントのが提示されながら、先物の取引をしてると思うんですが、このあたりはちょっと、えー、ややこしく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 응? 지켜 있나? 어 지키고 있어 지켜 구나 응, 응? 진짜? 뭔 머리가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다시 한번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메라는 여긴가? 카메라 저 지금 이제 2시 반이거든요 아까 어, 점심 먹고 수업 금융론? 금융론 수업 하나 듣고 지금부터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영어 이거요. 아 반대가 돼.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고 어, 돼 있구나. 제가 한국어 어, 여름에 찍은 영상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인 솔직히. 친구는 되게 넘칠 수 없죠. 잘하지 않아요? 일단 지금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한국어는 있다 영어 끝나고 하려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라이팅 클래스 있어가지고 네 하고 올게요 내가 제가 왜 화장을 했냐면 <laughs> 카메라 낀 것도 있지만 그 온라인 수업은 그 카메라 를안 껴도 되는 수업도 많지만 껴야 되는 수업도 있잖아요 영어 수업은 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지금 몇 시지? 2시 반 넘었던 것 같으니까 4시 10분까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should be in your your sources of water. What's the key part, and then people will find 아, 그리고 what, 아이디가 where did you find it, and then the year. 드라마로 봐요. 한국 드라마. This is okay, but also 공부가 되게 잘 되나 봐요.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This one was good. This one, this is perfect. This is what you want to see. 하트 뭐야? And John. 끝났습니다. 좋다 좋다. 다 끝났어요. 이번 주는 너무 바빴어요. 어,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한국처럼 그렇게 많은 거 아니고 저는 그냥 한 3개? 4개 정도? 근데 아직 한 개는 이번 주말에 쓸, 쓰고 아, 세 개는 이번 주 끝냈어요. 끝냈고 이제 좀 조금 해방되는 느낌? 네, 해방이라, 해방이라는 말 알아? 여기 잘라야 돼. 응, 안 잘라. 얼굴 못생기게 음, 다 넣을 거야? 진짜 잘,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여기. 음, 싫어. 알겠지? 아, 이제 4시니까 시, 수업 시간에 내가 못 끝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만 좀 하고 이제 날씨가 좋죠. 좋은데 5시쯤엔 너무 어두워 좋죠.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산포? 산책? 산책 가야 돼요. 산포는 산책 일본어로 말한 거고 산포랑 산책 좀 닮았죠? 숙제! 이거 숙제만 하고 올게요 이 친구 이름 후쿠 후쿠 되게 웅장해 코코 귀여워 날씨도 좋다. 음, 그거 귀여워. 귀엽죠, 그거. おばあちゃんも綺麗やよ本当に本当やよ 봐봐요. 本 혼자예요. 혼자예요. 오바짱 키레예요. 오바짱 키레 뭐 키레예요? 키레예요? 알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인정. 남의 인정. 아 고구마 여기 딱 고구마 넣어서 먹으면 음, 죽는 거 알죠? 못 살아요. 밥이 됐대요. 삐소리들렸죠삐소리가밥다됐다고알려주는거예요안녕하세요今撮影したんの。今撮影したんの。こっち見て。뭔뜻이야この間あのバーの誕生日にな、あのあのコスモス見に行た時の、うん、あれが飾っとるやん。 한 o n d a No, 자신 나이 혼다 <laughs> 요즘 매일 밤 드라마를 보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오늘도 방금 저녁 먹고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볼 것 같은데 저번에 영상 올린 게 9월쯤이었나? 근데 9월 중반? 9월 말쯤부터 아빠가 아버지가 드라마 해가지고 뭐 때문이냐 어떤 드라마 때문이냐면 이태원 클래스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너무 인기 많아서 저도 봤는데 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박소 박소중 그 발음이 맞나요? 그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다 본다고 김비서는왜 그럴까 그것도 봤고 저는 본 적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다 하셔서 음. 또 봤어요 그거 보고 그 사, 마이웨인 썸마이웨이? 썸마이웨이 어, 어 지금은 화랑이라는 드라마 보는 중이에요 오늘 마지막이어가지고 지금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laughs> 저보다 드라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제가 한국어도 잘 못하고 듣기 어려운 음, 발음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항상 기세TV 응원해주시고 네,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있지만 코로나 끝나고 내년이나 오빠 또 만나고 막 데이트하고 하면 그때도 영상 찍고 올리려고 생각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laughs> 때문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많이, 많이 인상해 주세요. 마무리 어떻게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laughs> 그냥 하루를 이렇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숲, 숲 듣고, 밥 먹고, 밥 먹고 드라마 보고 듣고, 장 보고 아 제, 산책하고 밥 죄송합니다. 밤에 드라마 봐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보고 씻고 자요. 그냥 그런 사소한, 사소한 생활이긴 한데 그런 영상이라도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 고마워요. 사랑해 주세요. 기세 TV 기세 여자친구 아이디였습니다. 기세 TV 기세였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네. 이제 오늘 저도 같이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제가 실제로 같이 만나고 있다가 영상으로 여러분처럼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같이 영상을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른데요 <laughs> 뭔가 좀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기세TV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이리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로 공부하는데 어, 진짜 생각보다 한국어 잘하죠 제가 봤을 땐 진짜 잘한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세TV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컷.